왕자, 개자 이렇게 나왔네요. 같은 자들이 많이 반복될 텐데 그런 자들은 가볍게 넘어갑니다. 그러나 그 정성이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. 글씨 쓰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는 것은 각자 그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. 빨리 쓰면서도 붓을 세울 자신이 있다면 빨리 써도 좋습니다. 아니라면 맞춰야죠. 자, 이 맹자 할 때 맹자죠. 맹모 삼천 할 때도. 자,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. 왜냐면 밑에서 길게 할 거니까. 일자일파. 한 글자에서 주인공 되는 파이면 하나. 300 이런 건지 않습니다. 자, 하남. 하남에서 오신, 자, 이분 또 얼마나 신나 볼까요? <laughs> 이 전부 돈낸그 치부책이죠? 남자도 이걸 길게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짧게 했죠. 그 대신 그럴 때는 여기를 넓게. 그래야 음양이 맞는 거죠. 하남성 군살은 많이 붙으면 안됩니다 글씨에서 어떨 때 군살이 베키는가 아시나요? 붓이 누웠을 때 군살이 생깁니다 먹물이 흐를 때 군살이 생깁니다 중공이 잘 안됐을 때 군살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떨 때 군살이 안 생기고 몸매가 탄탄해지나요 하는 거죠. 중봉이 잘 되었을 때 네, 군살이 안 생깁니다. 붓이 잘 서 있을 때 군살이 안 생깁니다. 먹물이 적절할 때 군살이 안 생깁니다. 물론 너무 지나면 군살도 안 생기지만 살도 없어져 버리죠. 군설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참살도 없어져 버려요 너무 목마르면은 그래서 적절한 농도가 중요하죠 이런 명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동안 이렇게 숨 쉬면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지극함이 필요해요. 그럴 때 늡니다. 보는 것만으로 실력이 늘어요. 우리가 서야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관찰하는 시간을 너무 나중에는 어, 뭐랄까 꾀를 부린다고 할까요? <laughs> 줄여버리게 돼요. 줄이면 안 됩니다. 관찰하는 시간은 가져야 돼요. 쓰는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그럴 때 어느 날 안 보이던 위치가 눈에 팍 꽂히는 거죠. 자, 곧 첫자. 요즘의 첫자랑 꽤 다르죠? 연암, 송공 연합. 남자 이만 쓰죠. 남자도 되게 많이 나오네요. 손. 공자 같은 자도 많이 연습해야 되는 글자입니다. 쉽질 않죠. 획이 적은 글씨들이 어려운 거죠. 납작해야 되고 납작한 자를 길게 맞추면 안 되죠. 나라 국자 중요한 글자입니다. 이런 S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. 튀어서 있죠. 이게 중앙이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나와야 이게 시원하게 길게 주연회계 자세를 띌 수가 있죠.